우리 집이 아버님도 당뇨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 전 가족이 당뇨에 조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대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그 이후로 응급실에 세 번을 실려 가셨어요 200까지도 올라갔댔어요 220도 올라가고 20병이 3일 만에 없어져 노상 먹어 아주 그냥 막 가족 있다도 자꾸만 입으로 들어가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 이런 거는 거짓말 못해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식사 전이시죠? 예. 네. 당뇨가 판정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73이야 73. 당 떨어졌잖아 지금 굶어가지고 밥 안 먹어가지고 근데 밥을 먹으면 네. 쫙 올라가 나는 식후혈당이 많아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무덤밥으로 만들어 줬거든 습관이 우리 뭐, 집이 뭐, 그러니까 뭐. 당뇨가 다 걸린 것 같아 아 아파 봐난 119 나오잖아 73이었는데 지금 119 사과를 드시고 응. 다시 쟀는데 119 119가 나오셨어요 응. 자, 당화을 드시고 과연 응. 얼마나 떨어질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은 물도, 어떠세요 맛은? 물도 엄청 맛있어요 목넘김이 좋아서 그냥 꿀꺽꿀꺽 잘 들어가 자, 밥을 먹고 당화수를 먹고 저희 누나도 당뇨신데 임을 우리가 먹고 좋다니까. 예, 내가 좋다. 우리 엄마 누나도 먹, 여기서 먹어보더니 우리 누나도 두 박스 사놨고 115인데 4 떨어졌는데 4. 어. 나, 지금 30분밖에 안 돼서 근데 원래는 네. 먹고 2시간 후가 제일 혈당이 높을 때라고 네. 지금 115니까 올라가는 걸 잡아주고 오히려 떨어뜨렸잖아. 네. 이거, 이거 대단한 거지. 당하수가 보물이 됐어요. <laughs>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안 버렸어. 진짜 빈 병도 안 버리잖아. 저기 쌓여 있는 거. 응? 어머니 이게 그렇게 좋으세요? 예. 너무 좋아요. <laughs> 신이, 주신 물인 거. 아 신이 주신 물이다. 야, 와인은 신의 물방울이라 그러는데 이 물은 신이 주신 물이다. 저희 여기 동네 모자는 아줌마들 당하수 때문에 당뇨가 지금 네, 인정을 많이 잡히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정도로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배도환이 한번 믿고 한번 당하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아, <laughs> 감사합니다.